I'm saying that I'm just saying that one, it's nice it. Um, so I'm i i and you turn up on the left, and face you turn up on the right. Uh, then, um, how are you? I'm good. 이렇게 찍으면 뭐해 편집을 못해 이제 이제 해야지 지금 못하는 것 뿐이야. 근데 나중에 기억 안 나서 편집도 못한다. 야, 꽃 진짜 예쁘다, 이거. 겹벚꽃인 것 같아. 헐, 뭐야? 그치? 겹벚꽃이야. 이거, 이쪽 봐봐. 아, 근데 잘안 잡혀, 색깔이. scarf. 이거 아 바이 티켓이구나 그니까 이거 뭔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M&S 가가지고 아니 야이 빵은 세이즈볼이야 M&S 빵이 더 맛있어 그렇긴 하지 음, Yes please actually that's okay 노팅힐 같아 내가 노팅힐 갔을 때 이렇지 않았는데 <laughs> 비 오고 <laughs> 난리 났었는데 뭔가 그 뭐랄까 프랑스 같지? 어. 여기 150년 된 거야. 이거가 먹었었어 나 전에. 맛있어? 어. 애플파이 같아. 요즘 너무했다. I'm alright. I'll be with you in a second. Yeah, I'm just yeah. waiting. There you go. Are you eating in? Oh, no, just take, take, Take away, yeah, yeah, sure. What would you like? Um, that is a cheesecake, yeah. Would you like one of those, yeah? Uh, two scone, Can I two scones? Two, oh, I'll take one. Sorry, What is this scone? That is also scone, is this fruit. Ah, uh, yeah, two. Two, the yeah. plain ones? Yes. Yeah. Anything else? Um, can I get this one? The strawberry. Strawberry, yeah. Yeah. Would you one? Yes. Are you are you all together? No, no, Just- no, just two. Yeah, okay. Yeah. Yes, Anything that's else it. for you? Yes. All, all, thank you. That's all for you? Thank you so much, Roy. Yeah,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Sorry. 와. 와. 땡겨? 땡겨. 가자고. Ten bad bitches in a match. Rich so many rock no diamonds on me dancing. When you working hard, then your money start expanding. I got model bitches wanna leave me like some candy. And them drugs come in handy. Last night said. 되게 시원해 이게 레몬의 이쪽부터 먹는 걸까 아마 유튜브에서 그렇게 봤어 다 뿌려, 다 고기가 아예 quality가 너무 다르네 이거 뿌려서 먹어야 돼 네. 이게 별미야 얘네 아, 네. Yeah, thank you. 사진 안 찍었잖아 음개 맛있어? 개야 개 비린내나 개 비린내 우리 이 말고 아니 개 개개 개, 개. 개에서? 어개 비린내 맛있다 있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우. 뭐야 <laughs> 이거 뭐더라고 초색깔 <laughs> 아 입냄새 <laughs> 이거 밀레니엄 브릿지에서 보인가? 밀레니엄 브릿지 있잖아 거기서도 예쁘고 나 거기 건너갔는데 얘가 보이더라고 중간에 대한항공 아니야? 저거 진짜? 하늘색? 어 맞네 대한항공이네 야 아, 태극만큼 보여 심지어 아 스파이더맨 여기서 한번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둘이 한번 싸웠으면 좋겠다 그냥 야 그때 여기 런던 브릿지 하게 되고 난리도 아니었어 세빛 둥둥섬 <laughs> 뭐라고? 여기들도 짱이 있는데 야 <laughs> <laughs> 새끼야